눈을 떠 모두가 바람 찬란한 이곳 셀 수 없이 슬픔을 흘린 후 조금씩 보이는 new world 더욱더 교묘해져 마음 미스테

무의미해 발버둥치네 같은 곳에 머문 듯해 다시 끝없는 갈증을 낳는 채 신기를 쫓아도 걷기엔 없는데 Take it to the grave, I'll ghost I know I can be so cold shit. I therapy